순간에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모든 삶에 한 줄기 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무원하니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 안해도 빛으로 가니까 그송이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할수 없는 미래지만 네품 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오가길 바람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다시 한번 그런 축하드립니다. 끝으로 네. 네,